오늘 뭐 했는지 알아? 응? 뭐 중성화 수술하러 가는 날이야 근데 네 이제 꽃이 필요 없지? <laughs> 갑자기? 잘 있나 확인하는 거야? 아직은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어때? 기분이 어때? 별로야? 하기 싫어? 안 할 거야? Nope. 아니요 차 타면 침 흘려요 네. 다음 주에 귀를 한번 더 체크하자고 할 거예요. 네. 챙 정신 챙겨야지. 아무렇지도 않네? 어? 되게 착하게 잘 있었어요. <laughs> 어 너무 잘했다. 근데 어떻게 알고 왔어? 아빠, 가자. 집에 가자. 어? 만만 맛있는 거 줘야 되겠다.

哎。